샤워를 시키고 지금 까치머리가 들었어요 부부 뭐, 얼굴 뭐, 뭐 들어봐 이 뭐야 저기 <laughs> 빨리 빗질을 해줘서 풀어줘야 될 것같아 너무 생겨졌어요 부부장 오늘은 제가 구랑 처음으로 카와시 하는 곳을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태평하게 햇바닥을 내밀며 헥헥거리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 구가 아까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잠깐 파크 공원에 와서 휴식을 즐길까 합니다 오빠 문자 왔어요? <laughs>